역할감이 영원히 어리석고 무력한 내 이름이 있었지 형님의 소유이다제 곁에만 아름답게 있으셔야죠 언니의 일입니다 땅땅 믿을 수 없어 그게 없구나 부황자는 군사권이 없어 그는 에페다 그녀가 움직이면 세상이 소란스러워진다 나도 달라졌다 걸까? 이건 내 힘이 되어줄게. 내 마음이 황녀 전화를 믿고 싶어 합니다.